<laughs> 보다님들 이상한 아, 진짜요? 음식 넣고 괜찮네. 어떡해. 많이 큰데 그러면? 큰일 났네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진 준비해야겠네. 시다 시다. 열어달래 오카 또 들어와 오 음. 좋지 냄새 좋지 토피 토피 왜 안 들어와 무서워? 토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는 여기서 애기 잘 키워야 돼잘 나와가지고 먹을까? 그렇죠? 이거 빵빵해 깎아? 깎아줄까? 깎아? 태비도 깎아줘? 알았어. 마이무 마이무. 옆으로 먹어. 그때 누워서 뭔가 아이 그